셀서스는 씨앗이거든요 예 셀서스 참여하셨나요? 네아 어, 벌써 하셨어요? 네. 너무 감사합니다 꽃이에요 꽃이 11살 어, 꽃이에요? 선생님 네. 인구조사 하셨어요? 예? 인구조사 했죠 来。